네, 8코트 경기 안내하겠습니다. 한림 1심, 월목비, 월목비 한림 1심 8코트로 경기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돌아갈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돌아갈까? 여기 저기. 快快 그래도 엉덩이 와, 저, 저, 저, 저. 와, 저, 저, 저, 저. 와, 저, 저, 저, 저. 이거 줘, 이거 줘. 센터 이거 엄청 잘 거. Go, go, go!